<laughs> 뭐라고? 리앤 <laughs> 야! 돼지가 희원아 똥! 희원아 똥! 어. something that different every day 오늘은 블라블라블라 네 홈타운 갈 거예요 다른 거 冰啊！ why you so sad? 누나 보. 왜? I wanna the, the good image, the, the, the, the your mother. 괜찮아. I tell my mother 나 남자친구 못생겼다. A few moments later. 먹어 오빠 <laughs> 먹어 có còn nóng không? Nóng Hả? ông ngoại à con có hả ừ. Thanh đi cho cho mình cái ly này. Ở đây vô gì á? Sống mà không có cái ly của tay ra. 와, 세, 세 개, 맥주 세개 먹었어. 세 잔. 아, 역시. 아, 아, 마이 리. 예, 마이 리. 아, 라. trước là là cái nguyện như vậy review nhưng mà mình nói dạ. nói như vậy dạ. có nghĩa là hai bạn quen nhau lâu chưa à nửa năm nửa năm ừ. nửa năm hả dạ nửa năm rồi sáu tháng là sáu tháng dạ à rồi ờ, dung chi có ý định <laughs> ý định đi uh, đi làm vợ không? 나 진짜 힘들어. I love her. He asked you the one to marry me. Yeah. Yes. Yeah. Yes. Yeah. Okay. Mời nhau, mời nhau không? 여기가 리 리가 이제 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인 것 같아. 맞아 오랜만에 봐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yes, they like you too 음. I just like a person 아니야? No no He really hates somebody that he buy If the he totally hates 진짜 여기가 바나나 보여요? 여러분들은 시, 그 뭐지 시골에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 진짜 도 시밀러 여기가 진짜 한국의 시골이랑 진짜 비슷해 나도 한더 20년 전쯤에는 시골이 이랬어 똑같았어 똑같았어 시골에 이렇게 있고 항상 강아지 이렇게 있고 저기 이제 지금 수수나무가 있는데 이제 한국은 옥수수 한국은 옥수수가 있고 그리고 강아지 항상 있고 <laughs> 귀엽다 <laughs>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There's nothing can hold me.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in rolling. Oh.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There's nothing can hold me.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enrolled in all green color.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 Gray by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There's nothing can hold me. Goodbye,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 Goodbye, gray sky. Hello, blue. There's nothing enrolled rolling all green clouds.